이게, 예, 이게, 예. 와, 이게 구분이 돼요. 네, 엄청 똑같이 생겼는데요, 완전. 보시면은 여기 저희 애들 구분하는 방법이 여는데 얘가 아, 과연? 오 맞아요. 그쵸? 한 방에 성공하셨어. 약간 이게 약간 이 골땡이 오 골땡이가 또 똥똥한 애가 아빠인 것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딸이죠. 맞아요, 맞아요. 오 되게 지- 얘가 구분은 엄가 얘가 아빠요. 저희 아 아빠네. 어쩐지 이게 착하더라고. 게임을 했어요. 알았어 알았어. 아 그렇게 안 해. 오오. 모카랑 닮은 것 같아요. 약간 얼굴도 하얗시고 해가지고. <laughs> 신났어 맞아요 먹어요 응. 동물을 키우세요? 네, 저 강아지 키워요. 아, 역시 동물 키우시는 분이 약간 잘 놀아주세요. 오케이, 네, 마미. 일로 와봐. 나이가 들었다며. 근데 나 때는 잘 안 놀거든요? 네. 내 나를. 다이빙 맞아요. 얘 아빠 아니에요? 모카예요 <laughs> 딸 <laughs> 축구공 저거 좋아하거든요 얘가 딸인 거요네 맞아 뭐 미안 미안 모카 들려? 누가 그 돌체 라떼 모카 돌체 라떼 돌체 라떼 모카 돌카모 야! 이거 아니잖아! 어?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서 없어 여기서 잘 먹어 없어? 둘째 다 먹었어? 어떡해 어, 나오다고 아니에요? 맞아 일단 진짜 잘어는데네이 간판이야 아 그렇네 완전 귀여워 뭐야 너 생각도 못했다 <laughs> 와 이게 근데 진짜 딱 이렇게 했을 때 봐야 어 귀여워 어 따뜻해 <laughs> 보고 싶어? 코카야 저기 봐봐 너 행복하게 놀나 간다 오 갈게 안녕 안녕 인사해주는 거야? <laughs> 아 그래 고마워 어 깨물어줘서 고마워 안녕 간다 대박. 쿠키를 넣어야겠다. <laughs> 대박이다. 너무 귀엽다. 아, 어, 너무 편한데?